어? 아니 내 생일 맞는데 어? 아씨 2000 years later 사백오번 허튼 생각하지 마. 너 뭘로 바꾼 거야? 허튼 생각하지 마. 뭘로 바꾼 거야? 456번.